안녕 여러분 제이미포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탄소년단 분들 화장품으로 유명한 VT 코스메틱의 BT21 시즌2 제품들을 몽땅 가져왔어요. 이제 제가 요 친구들로 모든 과일들을 몽땅 섞어놓은 듯한 과즙상 레트로 팝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준비되셨다면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저번 시즌에 출시되었던 primer 스틱을 사용할게요. 이 제품은 아주 부드럽게 발리더라고요. 코 모공과 코 주변, 요철 위주로 손으로 부드럽게 굴려가며 발라주세요. 요즘 따라 모공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스틱 concealer는 22호 medium beige로 사용해줄게요. 다크서클 쪽에 쓱쓱 그려주고 코 밑 부분 그리고 턱 중앙에 발라서 커버해줄게요. 얇게 발리고 부드러운 밀착감을 가진 제품 제형상 국소 부위를 완벽하게 커버하기엔 좀 무리일 것 같지만 이렇게 넓은 부위를 커버해줄 땐 좋을 것 같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은 제 톤에 딱 맞는 22호를 사용했어요. 역시 스틱 파운데이션이 편하긴 해요. 슥슥 바르고 그냥 두들겨서 펴주면 되니까 진짜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어떤 스틱 파운데이션은 바르자마자 딱딱해져 버리는데 이건 피부 온도에 melting돼서 부드럽게 발리더라고요. 하지만 커버력이 좀 약해서 layering해서 발라줘야 했지만 피부결은 매끈한 결광 피부로 연출해주더라고요. 이제 스틱 컨실러 중 contour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자연스러운 음영을 위한 yellow brown 컬러라서 피부가 엄청나게 하야신 분 아닌 이상 모두 다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는 얼굴 외곽 먼저 쓱쓱 contouring을 해주고 콧대도 쓱쓱 칠해주며 코 shading도 해줄 거예요. 아니 스틱 concealer가 얇아서 코 shading하기에 정말 용이하더라고요. 아우 진짜 코 shading할 땐 얇은 게 편해요. 정말. 이제 제가 제품들 중 가장 좋아하는 liquid shadow를 사용할 거예요. packaging이 정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컬러도 1호 urban beige, 2호 indie pink, 3호 most brown, 4호 여심저격 brown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3호 most brown을 사용할 거예요. 그냥 눈에 스틱째 쓱쓱 바르고 아무렇게나 펴발라 주었는데요. 뭉치지도 않고 바르는 족족 찹찹 밀착이 되는 게 참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제가 liquid shadow 잘 안 쓰는데 얘는 정말 쌍꺼풀 끼임도 없고 좋은 것 같아요. under에는 붓을 사용해서 도톰하게 발라줄게요. 그 다음은 multi eyeshadow 중 2호 cozy brown을 사용했어요. 일단 middle color를 붓을 사용해서 눈 전체적으로 발라 shimmer한 펄을 얹어줄게요. 소프트하고 silky하게 차라라락 발리는 텍스처가 마음에 들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제품보단 liquid shadow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shimmer한 펄을 얹어줄게요. 이번엔 point color를 사용해서 눈 쌍꺼풀 라인에 동그란 모양으로 음영을 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눈이 길어 보이진 않지만 눈이 동그랗게 귀여운 느낌으로 커지는 것 같아요. 귀여운 게 어울릴 나이는 한참 지났지만 말이에요. 이번엔 middle color, point color를 쉐킷쉐킷해서 눈 앞머리 쪽에 쓱쓱 그리고 under 속눈썹 라인을 따라 전체적으로 그어주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요런 느낌이 나와요. 오늘 속눈썹은 부분 속눈썹을 가지고 왔어요. 동그란 눈 느낌을 위해 8mm를 먼저 눈 끝에 붙이고 눈 가운데 부분엔 10mm를 붙였어요. 그리고 다시 8mm를 눈 앞머리에 붙여주면 됩니다. 속눈썹에 컬러를 얹어주기 전에 투명한 마스카라 프라이머를 사용할게요. 일단 얘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고정하며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쨍한 코랄 속눈썹을 만들어줄 거라 메이크업 포에버의 컬러 페인트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굉장한 푸시아 핑크 컬러이고 하나는 굉장하고 웅장한 오렌지 컬러요.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아주 부담스러운 레드 코랄 컬러가 나오는데요. 스크류 브러쉬에 쓱쓱 묻혀서 그대로 속눈썹에 발라줍니다. 이딴 거 왜 하냐면 그냥 튀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레트로 팝 메이크업 아니겠습니까?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다 해줬으면 이런 느낌이 나요. 눈 언더 속눈썹에는 보통 평범한 마스카라를 사용할 거예요. 언더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검정색 마스카라로 쓱쓱 칠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아이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아무튼 간에 없는 눈썹이나 일단 빨리 만들어 봅시다. 라이트 브라운 컬러를 사용했고요. 심이 얇은 브로우라서 쓱쓱 그리기가 정말 편했어요. 그냥 눈썹 모양 따라 정교하게 말고 대충대충 쓱쓱 그려줄게요. 그리고 나서 아까 사용한 마스카라 프라이머로 눈썹 털 결 정리를 해줬어요. 쓱쓱쓱. 이제 블러셔 차례예요. 이건 쿠션 블러셔고요. 굉장히 촉촉한 블러셔예요. 저는 2호 파파야 컬러를 사용할게요. 볼 전체적으로 바르면서 광대까지 올려 뺨 전체가 오렌지빛으로 물들게 연출해줄게요. 약간 과하게 오버해볼게요. 색감을 좀 더 진하게 줘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오버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뺨을 물들어 주셨다면 이번엔 립 팔레트를 좀 활용해서 사용해볼게요. 이 컬러, 이 컬러 이 컬러를 함께 손가락에 믹스해서 아주 좁은 영역 볼 가운데에 콕콕 찍어 투톤 블러셔를 연출해줄게요. 좀 더 진하게 발라볼 걸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조금 아쉽네요. 번들번들한 피부 정리를 위해 아트인 포퍼팩트를 사용할게요. 제가 테스트 좀 해보려고 왕창 발라봤는데 얼굴 당김 현상이 없었어요. 그거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파우더 입자가 정말 가볍고 미세한가 봐요. 괜찮은 팩트인 것 같아요. 피부결 정리가 좀 되었죠?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립 틴트 바를 시간이에요. 네 가지 중 뭘 바를까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 2호 퍼시몬 오렌지를 사용할게요. 입술 가운데에 발라서 음파음파 해줬어요. 부드럽게 발려서 립브러쉬를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쓱쓱 부드럽게 발리더라고요. 얼굴에 형광등이 탁 켜졌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예요. 하이라이터 팔레트 중 이 컬러를 사용해서 코끝과 콧대, 그리고 이마 살짝, 그리고 아무데나 여러 곳에 발라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은 정말 끝인데요. 오늘 정말 메이크업 하면서 재밌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저는 방탄소년단 분들과 아니 아니 아니 BT21과 함께 끝내도록 할게요. <laughs> 그럼 안녕 안녕 안녕